뒤로 뒤로 아 뒤로 뒤로 뒤로 아 뒤로 뒤로 뒤로 브랜디 수영 스파는 어차피 안 할 거예요 <laughs> 귀여워 가자 <laughs> 브랜 일로와 어우 일로와 하이 하이 꺼 하이 꺼 아 귀여워 하 일로 하이꺼 하이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오 브랜디 브랜디 브랜디 수영해 일로와 브랜디 일로와 <laughs> 프렌 일로 와. 이리 와. 옳지 옳지 옳지 가자 옳지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해퍼 이리 가자 해퍼 들어가 들어와 Hiroa.